네가 보고 싶은 날 속마음을 담아 이모티콘 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우. 아니 바쁘지 않아 Nothing 나나 잠들어있지 않아 일성난 하나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있지 않아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이게 잘것 같아 우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보 쓰기 없이 보낼게 사랑인 것 같아 백망송이 장미꽃을 나랑 피워볼래 꽃잎은 색은 우리 맘 가는 대로 칠해 시들 때도 예쁘게 우리의 네모가는 블룸 엄지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기잘 꺾고 같아 우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I f e e